사 네. 오징어 수다 <laughs> 오징어 먹을 수다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돌아 오징어 먹을 수다 돌아 오 잘한다 그지 돌아 앉는 건 어때요? 응안 먹으면 나한테 동영상 하네 자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 어, 어, 리 어, 어, 어. 연기 보소. 내가 좋은데. <laughs> 죽든가 말든거 내가 들었는데 야 새끼들아 내가 죽었잖아 내가 도착할 오징어 줄게 오징어 먹어야 돼 오징어 먹어야 돼 아! 아! 아! 음 아주 이놈들 아주 그냥 관에 있는 아주 호주머니까지 다 털놈들이네 이거 <laughs> 진짜 관에 있는 호주머니도 다 털놈들이 얘네 것들 어. 다 털렸다 다 털리고 다 먹었다고 맞다 얼마 내가? 이것들아 얘들아 이거 다시 한 매번 얘기하지만 이 소외된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내가 죽었다고 <laughs> 어? 오케이 어 응어 어 응어 머리 응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가봐 빨리 가봐 오봐시원한다 가봐 이렇게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쳐놨고 저분 온다 저분 온다 저분 찬다 찬 찬다 찬다 찬다 어 성공했다 우후 어이 어이 밖에 더럽다 다 클리어있네? 내가 힌트를 좀 주긴 했지만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수영 네, 도체라떼